따뚜씨 오늘은 뭘할것 같아요? 따뚜씨 오늘은 우리 타투 해세의 정원에 놀러 갈 거예요 내 말 듣고 있어요? 타투야 레견 카페 놀러 가자 아, 아유 신나 애기 애기 아유 신나 애기도 아유 우리 백설이 오늘 처음으로 어? 나들이 갔지? 아유 신나 갑자기 나들이가요 오늘 첫 나들이가요 아주 이뻐요 왔다 도착 도착한 걸 알고 겁나 신난 타투 꽁치 꽁치야 꽁치고 가만히 앉아있다 갑자기 신났어 도착했어 백살 아우 신나 아우 잘 잤어 잘 잤어 아우 잘 잤어 내 새끼 아이 도착했어요 우리 백살이 아이 도착했어요 오늘 신나게 산책을 해요 알겠어? Thank you. Thank you. 입장용 팔찌를 받았어요 입장할 수 있는 애견 카페 팔찌를 받았고요 우리 설이는 첫 산책이 신나나봐 올라와! 살 올라와! 옳지 거 너무 높았죠 우리 설이한테 응그 이뻐냐 아아 아 아 아 아아넌왜 나와서도 내 손한테 너는 왜 나와서도 나한테 그래 야너왜 나와서도 나를 그렇게 간지러워? 아싸싸싸싸 여름 되면 여기가 수영장인가 봐 나중에 날씨기 좋아지면 수영장 와야겠다 <gasps> 엄청 넓어요 엄청 넓어요 꽁치야 백설 살살 일로 와봐 설 되게 영양가 좋은 간식가져 왔네 <laughs> 야 너 먹는 거 뱉는 거야 설로 끝났어 간지러워? mm <laughs> 아 피곤하다 나트야 나가 올 때랑 다르게 굉장히 <laughs> 피곤해 보인다 <laughs> 꽁치야 얘들아 피곤해? 세상에 아까 전에는 그렇게 신나했더니 피곤해? 사실 나도 피곤해 아 집 가자 아가 어 졸려워 자자자 아가 피곤했어 보자 귀여 괜찮으세요? <laughs> 완전 뻗었네 잘자 안녕 이렇게 뻗은 뻗은 강아지 둘 <laughs> 그리고 셋 따뚜야 괜찮아? 따뚜야 많이 힘들었어? 재밌었니? <laughs> 잘자 오 잘자 안녕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